용수야! 뭐 하는 것이냐? 얼른 라이온 분들을 위해 풍악을 올려라! 우와! 라이온! 1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 라이온이 이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1년 동안 진짜 우리 라이온 분들이 진짜 저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진짜 우리 올리오노브를 걸진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보답하는 앞으로 사랑스러운 미리가 되도록 할게요 우리 라이언 여러분 일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 오이